Thank you.

<laughs>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춥다 아, 용세가 이거 빼고 자면 어떡해 엄마한테 욕하는 거야? 간지 손가락으로? 이거 스크래쳐 넣으라고 있는 건데 그거를 빼고 자면 어떡해 응? 응 용세가 용세가 용세가 정세가 정세가 정세가 정세가 높이 올라갈 거야. 에이!